내 이름은 그리코. 한국 남자 결식군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다. 외국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 사랑해주는 견식군이 있어서 매일 행복한 날들 보내고 있다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응? 아가리 빨았어요? 아직 이렇게 평소에 무릎절하교 잘해주는 경식군은 이젠 나에게 소중한가 족같은 존재가 되었다. 자기 응? 제가 설거지를 할 테니까 응. 자기는 더러운 걸 닦아주세요. <laughs> 끝나면 뽀뽀해줘야 돼. <laughs> 예. <laughs> 설거지가 끝났으니 청소기를 좀 돌려볼까? 여기도 뭐 있까라 저기도 뭐 있까라 아이고 의자기 프로포즈 팔리한 이유가 있었구나 오랜만에 자기의 방도 치워줘야겠다 아이 참왜 이렇게 더러워 어? 이건 뭐지? 휴지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컴퓨터 앞에 있는 휴지 문지라 얼거니! 우리 자기가 날생각하면 밤마다 울었구나 우리의 사랑으로 생긴 소중한 존재들아 앞으로도 우리 곁에 쭉 있어줘 자 이제 화장실 청소로 해볼 에? 결식기에 유용한 폴더? 뭐야 뭐야 설마 야한 동영상 있는 거 아니겠지? AV 아님 AV 절대 아님 모모타니 에리카 안 나옹? 역시 아니었네 이렇게 착한 자기를 오해하다니 에이! 그리고 바보! 오? 어? 네, 베티씨? 오, 어, 산발! 이게 다 뭐야! 5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자기의 비밀 자기가 좋아하는 공 길고 부드러운 옥수수였어? 말로만 듣던 옥수수 베티시라니 어쩐지 역수술 칠 때마다 자기는 나는 자연인이다 326화 마르발 아저씨보다 빨리 딸려왔어 잠깐 그렇다면 나랑 결혼한 이유가 내가 그리 코언이라서 그런 거였어? 그리고 그러니까 저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 자기 코너 가서説明 셋 시대네 왜 그래? 이 이상한 옥수수들이 뭐예요 도대체 옥수수? 아 혹시 그거 봤어 그리코? 이거 봐봐 이건 이상한 옥수수가 아니에요 그리코 봐봐 이 옥수수를 가까이 확대해보면 쿠리코 얼굴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장거리 연애할 때 제가 쿠리코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옥수수 안에 쿠리코의 얼굴을 넣어놨어요 쿠리코에 대한 내 사랑을 옥수수로 표현해봤어요 순진한 견식은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하는 동안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옥수수 알맹이에 내 사진을 넣고 그걸 보면서 버쩍 떠는 거야 아우 사랑꾼 오늘도 견식근의 라브리함에 우리의 가슴엔 사람만 남았고 12만 박스를 구매한 견식근은 대전중앙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밥공 아저씨가 되었다 아 オクススバーこの番組はチョンデッチョンデッチャドクススホシレンチョンジャンヌスウエーティラノサウルス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